내가 오늘 한, 하고 싶은 거 돼지집 이거는 내 이름이 똑같아서 이거 가자 I'm gonna go to the pig house 아, 안녕하세요 네. 네 저는 혼자 밥 먹어도 돼요? 어? 혼자 밥 먹어도 돼요 혼자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 여기 없어요? 없어 2인분 먹어도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구리랑 아 다구리요 안돼못 먹어 혼자 혼자 못 먹어요 응. 여기 한옥마을에 가면은 거리 앞 있고 다 있어. 아 저는 계곡 옆에 밥 먹고 싶어서 근데 안 돼. 안 혼자서 못다 먹어. 어떻게? 혼자서 괜히 먹어도- 돈이 아깝지. 괜찮아요. 저 마, 많이 먹을 거예요. 그래도 많이 그 아, 저 많이 먹어요. <laughs> 네, 네. 그렇더라 가다. 아, 하, 감사합니다. 응. 음. 아유 혼자 못 먹어. <laughs> 와우. 빅맥 그리고 콜라, 아, 콜라 하나 주세요 몰라요? 네. 삼겹살 먹어야지 근데 그시 그시 그시 소리 왜 안 나와 양파 good. Pepper. Good, o h a n n a 음, 맛있어. 음, mmm, 짱. 이거만 해줘, 이거. 에? 팝 있어요? 아, 팝 잊어버렸다. 사장님 팝 하나 주세요 우야 아. 야 고기 맛있어요 어 이거 됐다 야 이 고기 야 음! 음! 와, 오랜만에 고기 먹어서. 아, 굉장 오랜만에 고기 안 먹었어. 음! 오 여기 마름 맛있어 꼬모 있으면 완벽해 괜찮아 우리 이거 있어 이거 이 김치 맛있어 당근 김치 음, 음. 맛있다 음 거기에 심수 있는 맛을 좀 어, 캠피 맛이 막 이런 이 김치 진짜 맛있어. This kimchi is so good. 어 잠깐만 아니 파이야. garlic because you taste it. 잘 구웠어. 거기 썰이 나도 좋아해. We're gonna flip this, okay? 이야, 역시 10년 경험. 어? 아. 돼지 춤이 여기 있어. 돼지 초밥. 맛있어 amazing 마른 난 고기 음. 와. 이 진짜 맛있어 양파 맛있어 양파 암소살 너무 싶었다 맛있어 봐봐 이게 여기까지 물고기 있어요? 어 여기 있어요? 어 있어요 여기 물고기 있어요 야 여기 아, 아 니 짧은 짧은 물고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봤어요? 여기 있어요 응와 진짜 시원해 와 여기는 뭘 많지 않아 여기는 여기가 우와 여기 천국 아닌가? 너무 예쁘다 나는 떠나는 단돌 하지는 어디 단돌 드레드레드레드레드레드레드레드레 아까 물고기 봤어 나 화이트 안 입어서 좀 아쉬워요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 거기 거기 2인분 먹었어요. 혼자 먹었어? 네 아이고. 거기 2인분 먹었어요. 많이 먹네. 네 <laughs> 귀여워요.